ကမခနကမခနကအနာကနာထမမအနာစဝင်ရာအကခပပနေအပပနမ။ 아 나트미무 아나서 송이샤 아가 갓바보니 이사 바보니 뭐 아이고 뭐 그런 거 봐니 비기기 가는 거 봐니 뭐 아가 나간 시티 아 생기가 살리샤 뭐아 그나트미샤 나서 송이샤 뭐 아장스라이샤 똑디샤 뭐 양강나무 안 그러나 뭐 ang aba na. Ang aba na. Akat babuni. Isa babuni mo. 증아대 아처안 비우는 의대니 차박바 아바우 차박바 만데 증이 아처안 비우는 농아 은혜게만 증아대 나올나 킁킁은 의대니 아바위 감카이 차급바랑 옹아 은혜면 나올나 킁킁은 증아대 증아 강 아처안 비우는 킁킁은 증아 나 singadi dalna kengkengan ui deni aba ui kam kai chaga parang onga ini men dalna kengkengan singadi singa kang atsu ambini kengkengan singa dalna kengkengan aba ui deni chainga aro kang chiba chang kogen singadi singadi gepun chol dongja singadi gamigi chaga parang onga ini men singadi wan gamigi chaga sa don thongna manjawa mena singa gepun jangi thangani chol dongja ini men singadi gamigi in chang kuaigen 마 아빠 참나 Am kenan bah. Sok pat tuk sok ma. Sokpa tuk sok sok. Musik di sok Apa kenan? Atsa ah, sok pat sok ngode ya goira niko apa sana. Namnak token ba? Namnak agen agen ba kusung agen. Agen mana? Apa ti? Sama token ok. Oh. Malsingnya apa ko? Aywa mas ah, mansing <clears throat> ma. Surennya apa ko plan mang ubo. Hati nina ikut nak. Dù măng lắm, lắm lắm. Ủa, apa ni na? Apa ni na, yang lah. Oh. tsinga aba uwi cha ni rang khodi tsinga da oba tsinga aba aba uwi cha in kwa tsinga ya aba u ani chi tsinga tsini jang ge thanga niyo mongso mat pa kham rang ong a aro aba mang mang sanong ai ja tsinga ba gan bari chi ba tsinga jang ge thanga ma ninga aro ba bari chi jang ge thanga chi tsinga ba nga di rang kho dak ka niyo ba tsinga lamba trik trik na ma 승리 장기 당하니요 게 감미 차니요 나니 그 승아 미자랑 코바엔 박사 찹바 비자 질랭 암모 비자 질라니 치나 많이 남기니코 만능아 낙니 장이 당하니요 송어 놓고 증나 증리장이 당한이랑 비자 질라니요 아 비샤랑나 에 애드미션 가요 나바 맞나 증아 증리 nangarang na ba jakhalenga sa ding arang ko ba uchin saninga t h u n g a bija ho jlun bisa rang ko poret na ban tang tang ni jangge thangani na thangdu ani na t h u n g a jla dao bija birang ko jepna amenga c h n g a abri akhongo 어 송동인급바 만대랑 아 아바 위 차니안 몽송급바 옹아 마이나 tsnga tsngni di drangko su drangko aldu mthangna unon aba on tsnga miya miya misirangko gi gami chaa aro tsnga ya miya misiko gami sui chaani a chaani ko dakcha gen chum ode chinga abri songdong ko parang de thangna ningen chum ya nang bat sang pa ni na simanga Tanchani gnangma? Uwe, one about wa we tanian chol mungsa unga una agri gpun chol dongja maina unon bilsi gmko mi ko matna de ukon aba kon wi chana na ug ya da ororo sumayo chinga aba ko wi chagen chim mi mi 아로 아카로 고문다 나갔다 야 그먹간 남망자 앵족 은혜 그문 증아 당탕한 마문코 닥나 촐롱왕 불쟁족 마이나누데 아바니 아랑 아무뜸랑 드롱왕 앵족 가땅 앵족 부릉볼금랑 남마 구밍족 시 동볼 미 동볼 아이 며칠 아두아오니 앙아 망기자 아가낫겐 미시 동볼 내 아가나 네바 아 남이렇게 멍근이 동아 삼챙니 바가나 아 우니 붙을 아 우니 에 우코라이 멍아 증아 아, 아바오 아사모니게 울불리 구아 시브리 멍하나 같이 시 멍하나 그바 아 키시 아키미야 시급반이 뜸은 반이 뜸신 반이 시브리 하나 같이 시 하나 미미망 피었나니 나 특다 먹나곤 나 특도 아아 시급바 바 이바 먹나 나랑 코라 이멍 티 잠벌 코라 이멍 녹고나 이풀 빠나 아마 아야마 바바 이바족 이바족니 디급바 아 루니 아방 미 옥감을 까먹나 옥감 아무나 나 특겠다코 나 특겠다코 까마 마이나 나 옥감 나나가 시시나 자는 그때 동아롱노 밥하나 착하자니 동아롱어 마난 콧가마니 난그 짐에 등나와 비디 그니 나 그런 그룹 나와 비샤 그니 르니 그 방미 그 기원이 작파이 나 특히 그 때문에 시그바나미 미망 표현나니 나 특히 그 때문 시그바니 나랑 코티 참벌코 라이 이빠코 안 그렇자 하나 딘 참모 박그리리 돈이 뭐하나 시그바디 갓플랑 하나 만디아 시자팡나 시브리에 하시는가 뭐나 같이 시하가나 뭐나 이그 마급바 동쇼디 티나랑 코티 잠벌코라 작수디 시자팡 먹나 노벤벌 옥토벌로 완갈롱 옥토벌은 못나 집에라 나게멍 옥토벌 자 완갈리 랭 아마 바퀴 송스카나 아마 바퀴 랭 끼멍 금멍 송아 녹과 다리 멍 녹콩 금멍 분니 가제띠하 다리하 저 완갈레니 그대 완갈은 스캉 살거먹 생각이 살았다는 게 살거먹이 살구 스칭이 샤 이샬루샤 드리마오안님이 샬루샤 생각대 아카르코 복구스 통해라 신신니 칭친님은 금먹친니 칭하도 원가라 어느 중간 우갈겐 Thank you.